그래서 고에게 입술 마크를 온몸에다 찍어줄 거야 왜냐면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라서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뽀뽀해줄 거야 알았어? 엄마 뽀뽀해줄 거야 ada drama day. Hmm. I'm good.